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야생에서 봉인이 풀린 23장의 카드들과 함께하는 하스펀 이번 주도 재밌게 봐주세요 교도를 내고 불안정한 원소를 씁니다 기각이죠 8324 와 제발 그럼 종이라도 제발 오케이 얘까지 와 알렉 킬각 보자고? 안 갚음 <laughs> 걸것 아 진짜 욕 나와요 아니 너무하네 진짜 야 X병을 <laughs> 하네 알 필요 없나 순간 되게 설렜다 그래도 이 새끼가 처음에 비밀을 다 써갖고 그래도 여기 없구나 양심은 있는 새끼구나 했어 아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장난치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아 이게 장난치네 이거 아니 천공을 어떻게 정자 두개 뽑고 이걸 개짓거리 하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거 했어야 돼 불었네? 실력! 20, 20, 너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내 거야 진짜 진짜 가져온다 안전한 게 아니라 세나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난 이걸 가져올 거야 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제발 Job done. <laughs> 노래로말했잖아요 죽어야죠 스무스 뭘 몇은 있다? 이게 가능해? 아, 광결이는 이사를 잡을 수 없는 속공 나오나요? 왔어요! 이걸 잡았는데 말벌! 아, 붉은 리 말벌과 무시무시한 말벌의 말벌 듀오! 야 갑니다 말벌 듀오로 이걸 잡아요! 천수! 전화 한다 콘스톤이 이래서 안 좋아 난 여친도 없고 PC로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실력 인정하시죠? 말퓨리온도 너프 됐네 찌찌가 안 보이잖아 치찌가 안 보여 원래 <laughs> 원래 말필요는 치찌가 매력인데 진짜